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19번째 어, 19th love letter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점수를 매기지 않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같이 또 핵심 현대 구어체 영어 성경 문장을 하나 암기를 하고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1 Corinthians chapter 13 그래서 verse 5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성격에는 어, 밑에 다 저기 적어드릴게요. 자막에도 가능하면 띄워드리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관련된 이제 영어 성경 가급적이면 좀 더 여러분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구어체 현대 구어체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약간 막연하기도 한데 오늘 외우게 될 그런 영어 성경 문장처럼 어, 잘못들 wrongs 여기서 wrongs는 잘못들입니다. 잘못들에 대한 뭐 여기 score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가 거의 부교재처럼 쓰고 있는 the message라는 현대 고어체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 그렇게 표현했고요. keep score는 계속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좀 와닿는 표현이죠. 음, 자 일단 한번 들어보고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자 목소리부터 세 번.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남자 목소리 세 번.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네. 오늘도 지금 12시 28분인데요. 예, 그 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일 저 일 하다 보면은 이쯤 되면 제가 조금 뭔가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준비는 한시간 정도 미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참 제가 개특한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생각해도 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laughs> 혹시 여러분 중에 예, 저 인간이 어, 계속 하도록 누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제가 알 수가 없죠. 자, 오늘 그 고린도 전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보통 부르는 고린도 전서 1장 13절, 13장의 어, 5절을 오늘 할 텐데, 오늘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외우게 될 문장은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라는 요거를 같이 외우게 될 거고요. 우리 끝날 때또 10번 하면서 예. 다른 성경 번역본들 제가 밑에 또 더 공부하고 연습하시고 생각해 볼 분들을 위해서 밑에 더 띄워드릴 텐데 어, 어떤 성경은 어, keep score, score 대신에 track, t-r-a-c-k, track이라는 표현을 넣, 또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트랙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생기는 어떤 길 예, 우리 뭐 트랙을 뛴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헬스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그래서 keep track of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 keep이 계속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유지한다는 게 진로를 유지한다는 게 조금 추상적으로 가면 뭔가 계속 추적하고 기록하고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CV, 우리 주 어떤 메인 텍스북처럼 하는 CV에서는 밑에 보시면 keep record라는 표현을 썼어요. record는 많이 아시죠? 기록. 예. 기록을 유지하다. 기록한다. wrongs가 여기서 wrong이 뭐 wrong 뭐 wrong이 여러분 발음이 좀 어렵네요. 턱을 많이 내려야 되네요. wrong W는 입술을 앞으로 내미셔야 되죠. 동그랗게. 이게 wrong이 명사가 되면 잘못된 잘못들이에요. 잘못된 행동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들을 기록하지 않는다. 예. 어브라는 전치사는 정말 모든 의미를 가진 전치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못들을 기록하지 않는다. 아니면 잘못들에 대해서 잘못들을 이렇게 목적격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어, 대해서란 뜻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표현 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네요. keep score of는 뭐에 점수를 매긴다. keep track of는 뭐뭐를 추적한다, 기록한다. keep a record of는 역시 기록한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아예 여러분 밑에 보면 어떤 International Children's Bible, ICV, ICB, 예, 국제 어린이 성경에서는 그냥 love does not remember wrongs, does not remember 그냥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쉬, 여러분이 아시는 쉬운 단어로 예, 그러니까 뭔가 점수를 매기고 추적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건데 이제 기억을 안 한다는 거죠. 또 어, 다른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더 또 좀 와닿는 표현을 썼습니다. Love doesn't 밑에 적어놨죠. Bear a grudge. Grudge. g r 란 단어가 좀 어렵나요? 한국말에 옛날에 공포 영화로 그루지라고 우리나라 이제 영어 스펠링 보고 대부분 그냥 예, U가 어로 날 때도 있고 우로 날 때도 있는데 그루즈라고 이렇게 공포영화 시리즈 포스터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정확한 발음은 garage, garage, garage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ear a grudge가 원한을 품는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bear a grudge. 뭐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외우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어, 어쨌든 원한을 품는다는 것도 계속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뭐 잊어버리면 원한을 어떻게 품겠어요. 예. 어, 그 외에 또 재밌는 표현은 count, love does not count, wrongs, 예, 잘못을 count하지 않는다. count가 count가 세지 않는다는 거죠. 또 밑에 이렇게 어떤 부원 설명으로 cal, 여러분 calculate calculate 예, 계산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래서 이런 게 재밌어서 제가 사진은 그 여러분 뭔가 세는 카운터는 카운터 카운터 이 여러분 그 숫자 세는 그거를 제가 올려놨네요 그렇죠 예. 어 네. 어, 잠깐 이 영어 성경 문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기억을 하죠. 무서울 정도의 기억력 아닌가요? 예.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몇 번이나 했는지 이런 걸 세는 경우도 있죠 정말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 내가 한 번은 참겠다 두 번은 참겠다 그러나 세 번째는 어떤 액션을 취하리라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뭐 저도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 I'm no exception 저거라고 뭐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just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 음... 그래서 또 뭐 오늘 제목처럼 정말 점수를 은연중에 매기기도 해요. 정확히 저 사람은 뭐90몇 점이다 이렇게 매긴다는 의미보다는 어, 저 사람은 나와 상종하기에는 예, 영어 get along이라고 그러죠. 밑에 적어드릴게요. get along. 예, 같이 g e t along이 따라서라는 뜻이죠. 가, 따라서 움직인다. 같이 다니기에는 좀 상좀 좀 미달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좀 더 가까워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예. 음,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했던 좀 무시무시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에게 손해를 준 사람을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되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 영화들도 있지 않나요? 예. 아, 뭐 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서 내가 손해본 이상을 손해보도록 뭐,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예 그냥 재기하지 못하도록 <laughs> 그런 표현도 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이 친구한테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laughs> 이 친구는 무서운 친구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아... 뭐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계산을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을 해놓고 예, 선을 긋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선을 넘었을 경우에 우리 어떤 보호 본능이 작동한다고 할까요? 그런 액션이 취해지기도 하고요. 예. 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호구로 보이는 게 싫잖아요. 예. 만만해 보이는 게. 예.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예. 어, 남자 짝꿍 여자 짝꿍이 같이 앉았는데요. 요즘도 그런 것 같기도 한, 하던데 예, 우리 중학생들 보니까 예. 어쨌든 이 나무 책상이 있었어요. 요즘에 진짜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 책상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조선시대 같네요. 예. 그러면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나냐면 어, 대부분 그러면 이제 저희는 자를 갖고 다녔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예. 자로 이렇게 센치를 재요. 그래가지고 어, 잘 보이게끔 이제 정확히 반을 이제 자로 다시 선을 긋습니다. 뭐 연필이나 볼펜이나 이런 보이는 색깔로 그래서 벌칙을 정해요. 너의 지우개나 너의 연필이나 너의 공책이나 넘어올 경우에 예,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 꿀밤을 때리겠다. 예, 뭐 두번 꼬집겠다. 등등 제재가 들어갑니다. 예, 막 심한 경우는 예, 너의 팔을 잘라버리겠다. 어린아이들이 그냥 예. 그런 <laughs> 무시무시한 예. 그게 참 인간의 수준이에요. 근데 아이들일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예. 예를 들면 뭐 나의 지정 주차 자리가 있는데 어 어떤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고 차를 대고 아니면 전화번호 남겼는데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열받죠. 다들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 아, 뭐 견인을 부를 때도 있고요. 예. 손잘 같이 오죠. 그러면 예, 견인하는 차가 예. 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여튼간 잘못에 있어서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뭔가 규칙을 정하고 또 그런 증거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 치르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굴러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 우리 인간들의 수준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기록하고 추적하고 예, 상황을 파악하고 점수를 매기고 잘못했으면 기억을 하고 있고 원한을 원한을 품고 이게 다 여러분 뭐 영화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원한을 갚고 막 그런 거에서 통쾌함을 느끼고 막 이런 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러브레터의 주제이기도 한 영원한 신의 사랑은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예. 뭐 처음 혹시 요, 요 러브레터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신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할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신께서는 어, 자기가 만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일일이 세고 기억하고 다 기록해놓고 꼬치꼬치 묻고 원한을 품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죄를 다 추적하고 점수를 일일이 다 매기로 작정했다면 마치 학교에서 우리 시험 보고 점수를 학교가 아니라도 제가 직장인들 스피킹 시험 지도에서 먹고 살고 있는데 예, 그 점수에 굉장히 목숨을 걸거든요. 10점이 더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진이 올해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최악의 경우에는 예, 어떤 계약직이었다가 정직으로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굉장히 그분들의 인생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하나의 뭐 스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그래서 이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어,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점수를 매겼다면 우리가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예. There is no way. 아 절대 아무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음, 왜냐면 이 세상을 정말 이 세상을 여러분 만든 사람이라면 어떤 슈퍼 컴퓨터보다 스마트, 더 똑똑하실 텐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슈퍼 컴퓨터보다 예. 어, 얼마나 기억을 잘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예. 근데 어, 신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성경에 있는데 또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 너에게 잘못한다면 이른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그럼 7749면 490번인데 490번은 어느 세월에 세고 있냐고요 여러분 세다가 여러분 그냥 미운정 들지 않을까요? <laughs> 저도 그런 관계가 있는데 아, 미운 정이 더 무섭다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냥 아저 인간이 얼마나 뭐 어떤 유혹 저렇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미운 정이 드는 경우도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예, 그좀 가족이건 뭐 가족이 뭐 친구건 간에 예. 하여간 이름 모시 일곱번 용서라고 한 거는 그냥 너를 너한테 잘못하는 그 왼수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어, 일단 신의 기준은 그렇고 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죠. 예. 신이 인간들 너희가 나, 나 내가 너의 존재를 시작하게 했고 다 먹고 살 어떤 이 자연과 비와 곡식과 또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런 것들을 어, 다 주고 싶은데 너희는 나에게 원수같이 굴었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느냐 얼만큼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 대신 어떤 신을 신에게 무관심하고 신을 배신한 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할 만큼 음, 샤킹한 사실이죠. 저는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영원한 신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그 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너무나 어떤 키예요. 예. Just that's the key. to the truth 어떤 진, 진리로 가는 키라고 뭐 이건 뭐 저 혼자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정말 성경을 연구한 어떤 theologians 신학자들과 Christian writers 기독교 작가들과 뭐 동일한 결론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어, 여러분 누군가 나의 잘못을 때로는 반복된 잘못 것을 알지만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대해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예, 나라면 안 그럴 텐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예, 완전 에인절이죠. 에인절. 천사 같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말 또, 또 계속 잘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정말 양심이 없는 거죠. 예. 음, 어, 하여간 시인이 근데 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 너무나 자명한 어, 되게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채널을 러브레터라는 이 정말 자정을 지나서 어,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신을 좋아하는 이유예요. 너무 진짜 인간과 클래스가 너무 틀려요. 예. 어,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외우고 좀 일찍 마칠게요. 어제 너무 길게 해가지고 어제 먹방 토크에 꽂혀가지고 예. 재밌다고 댓글 달아주면 감사하고요. 예. <laughs> 제가 먹는 걸 찍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 뭐 먹방 그, 그 먹방 채널 찍는 사람들처럼 많이 먹지도 못해요. 예. 저는 많이 먹지 못하고 자주 먹습니다. <laughs> 어, 저번에 잠깐 제가 다른 러브레터에서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성인들도 강추드리는 동화가 있습니다. 예.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베셀러 크리스천 어, 라이터이자 패스터 작가이고 또 음, 설교자인데요. 예. 맥스 루케이도가 쓴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이런 책 제목이에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한국말 제목이 그럴 거예요. 예. 그 거기 보면은 하여튼간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이제 거기 인형들이 나온다 어쨌든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사람들이 계속 스티커를 붙여요. 예. 더 와닿게 하면 딱지를 붙여요. 너는 잘했으니까 몇 점. 너는 못했으니까 뭐 몇 점. 티나게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렇죠.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그런 거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요? 저는 정말 파학군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중학교 다녔었는데 제가 날마다 맞았어요. 점수에 따라서. 예. 얼마나 맞았냐면 어, 100점 만점에 하나 틀리면 하나 한 대 맞고 시작하는 수업도 있었어요. 기술 과목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런 공포스러운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는 조금 강북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그렇게 막 공부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기억에 남는 그 선생님의 체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너무 이건 우픈 우픈 얘기인데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중3 때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예, 당시에 사실은 이제 집에 부모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좀 어, bankrupt 갑자기 bankrupt 돼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뭐 중3의 나이에서는 좀 쇼킹했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게 당연했을 텐데 사실 뭐 선생님들 그런 거를 별로 물어보고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일단 뭐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교탁 위에 무릎을 꿇고 딱 앉, 앉은 다음에 제 무릎을 정말 피멍이들 때까지 맞았어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 아파서 기억이 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때리면서 한 얘기예요. 너는 <laughs> 머리도 좋은 녀석이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범죄라고. 그게 그냥 야이 야이 돌대가리야 이러면서 맞는 것보다 되게 뭔가 좀 동기부여가 됐나 봐요. 아, 나는 머리가 좋구나. <laughs> 제가 IQ가 나쁜 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 나는 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하여튼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웃겼던 게, 당시에 이제 동네에 살면서 이제 교회에서도 같은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어, 그 중에 한 명이 또 채널 구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했던간. 예. 나중에 만나면, 어, 구독, 어, 그거 봤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그 친구가 지금 목사님이네요 예. 그 하여튼간 제 기억에 있었어요 하여튼간 두 명인가 없었나 하여튼간 두 명 세 명이 창가에서 저 끝나면 같이 가려고 그 저의 반 창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저를 보다가 저의 그 처참하게 맞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창가에서 이렇게 저를 보다가 그 안 보이는 대로 개걸음이라고 그러나요?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참 우프죠. 우픈 얘기죠. 네, 옆으로 또 샜네요. 하여튼간 그렇게 하여튼 우리는 그런 점수 때문에 맞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 점수, 점수 또 우리 직장 들어가면 승진 고과 점수 이런 게 하여튼간 끊임없이 예. 근데 그게 그 동화가 <laughs> 너무 옆으로 됐네요. 동화가 하여튼간 잘했다고 스티커 붙이고 못했다고 붙이고 그러니까 덕지덕지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예. 어, 그런데 하여간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스티커가 없는 그 애를 발견해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넌 어떻게 그런 스티커가 아예 없는 거예요. 뭐 그 친구는 제가 그냥 다 스포일러 또 하고 있네요. 예. 그랬더니 아 나는 날마다 엘리라는 사람 만난다고 너도 가보라고 저 언덕 위에 산다고. 근데 그 엘리가 어, 떤 신을 의미합니다. 예. 어, 그래서 그, 그 대사를 제가 밑에 하나 적어드릴 텐데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주인공 애가 그 엘리를 찾아가서 이제 엘리가 스티커 다 떼줬던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You are special because I made you and I don't make a mistake. 다시 한번 You are special because I made you and I don't make a mistake. 되게 멋지죠 여러분. 너는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우리 또 강남에 제 사무실 있으니까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풋 트래픽이 유도인구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겼고 다양할까. 참 이 특별한 존재들이 신이 없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아주 자주는 아닌데. 근데 하여간 어떤 이 오늘 외울 말씀을 묵상하는 걸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거를 밑에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예. 혹시 사람들이 세상이 매긴 점수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고 우쭐하고 또는 반대로 너무나 다운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어, 연연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의 존재를 시작하게 하고 영원히 사랑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그 신이 그냥 신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페셜하다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 때문에 좀 마음속에 어, inner peace, 예, 내면적인 평화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어떤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자, 그럼 우리 외우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남자 목소리부터 볼까요? okay, let's go.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Score.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Wrongs. 턱 내리시면서 혀를 굽히시고.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love doesn't keep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여자 거로 가겠습니다. 예. 여자 거 이거 녹음한 다음에 제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사갖고 먹을, 먹으려고 하는데 기대가 되네요. 예. 갑자기 공부 분위기 깨서 죄송해요. I'm sorry. Let's get back to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던 거로 다시 돌아가서 여자 다섯 번.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ast time.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Love doesn't keep score of wrongs. 자, 10번 해봤고요. 밑에 있는 표현들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또 10번씩 하세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이 멋진 표현들, 또 영어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예, 우리, 어, 이런 사랑을 본받아서 예, 좀 우리도 어, 그런 모습을 조금씩이나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화이팅 힘을 내 보자고요. 예.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